널 이제 놓아줘야 될 것 같아 의미 없는 날짜를 셀 것 같아 내 손이 아닌 꽃이 무대인 나비 다시 날 깨질할 일이 되는 밤에 나에게는 크리스탈 혹은 별과 비슷한 빛을 가진 다이몬 럭셔리 땡널 봐나 널 위한 건가 날 위한 건지 허나 넌더 어려 누군가에 더 큰 어깨 제발 글로 갈래 내가 나쁠래 모자 쓰고 말해 찡그리며 오지마 너와 함께 이 순간에 불안해 연속의 연속 내가 부족하리